상큼하고 청량한 분위기와 덕질하고 싶은 얼굴을 가진 연습생들이 뽑은 비주얼 센터 1등 가수 겸 배우 박지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은 1999년 5월 29일 생으로 현재 나이만 21세입니다. 99년생 연예인들은 유명한 인물들이 많은 편인데요. SBS 드라마 편의점 새별이의 김유정 넷플릭스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의 김소현 걸그룹 트와이스 제이와 채영 레드벨벳의 예리 등이 박지훈과 같은 99년생입니다. 박지훈은 데뷔하기 전부터 내 마음속의 저장이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내며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유행어는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캐릭 체인지 파티에서 주인공이 변신할 때 외우는 주문 나의 마음을 unlock을 참고했고 내 마음속에 저장으로 대사를 바꿔 박지훈만의 스타일로 만들어 유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동석, 아이유, 지드래곤 등 많은 연예인들이 따라하는 건 물론이고 어벤져스에서 토르 역할을 맡은 크리스 헴스워스와 헐크 역을 맡은 마크 로팔로도 따라했습니다. 코카콜라와 KT 등 유명 브랜드의 광고 마케팅 문구와 국제 행사장, 야구 선수들, 정치인들까지 안 하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2017년을 뒤흔든 인터넷 유행어 1위 투표에서 내 마음속의 저장이 1위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박지우는 프로듀스 101 첫 번째 평가 나야나 무대에서 상큼한 표정과 여심을 올리는 윙크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나야나 무대 당시 비반의 센터였던 박지우는 3분가량의 무대에서 카메라에 한 번이라도 잡히기 위해 수백 번 윙크를 한 사실이 밝혀졌고 평소에도 꾸준히 연습한 것이 알려지면서 그 결과 푸듀 윙크남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박지훈의 윙크는 시크한 버전, 섹시한 버전, 귀여운 버전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박지훈은 워너원에서 비공식으로 애교와 귀염둥이를 맡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머리를 극적이거나 볼에 바람을 넣고 눈을 깜빡거리는 애교 등을 과하지 않은 선에서 자연스럽게 할 줄 알고 팬들의 요청에도 빼지 않고 잘 보여주지만 실제 성격은 상남자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방송에서 보여주는 귀여운 이미지는 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구와 연습의 결과물이라고 밝혔고 워너원 멤버들도 박지훈에게는 저장 지훈과 숙소 지훈 두 개의 자아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지훈은 운동신경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어렸을 때 육상부 출신이었고 유도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제일 자신 있는 신체 부위를 허벅지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MBC 예능 프로 오빠 생각과 JTBC 아는 형님에서 박지훈의 허벅지 힘과 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마른 편이지만 어깨가 넓어서 배고 사이즈를 입고 예전엔 복근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명품 복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지훈의 MBTI는 ENFP입니다. 박지훈은 유명한 게임 덕후로 알려져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의 진, BAP의 영재, B2B의 은광, 빅스의 켄으로 이루어진 우리는 최강 아이돌 게임 clan에 영입되기도 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와 롤을 즐겨하고 1박 이상의 일정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챙기는 게 노트북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캐릭터로 만든 게임 광고를 찍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게임을 정말 좋아합니다. 박지우는 미니어처 슈나우저 맥스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침에 맥스가 얼굴을 핥아주면서 일어나라고 깨우는 모습이 제일 귀엽다고 합니다. 제일 잘하는 요리는 컵라면이라고 하는데요. 본인 피셜에 따르면 물 조절을 기가 막히게 하기 때문에 이 컵라면을 한번 먹어본 사람은 다른 데서는 컵라면을 못 먹는다고 합니다. 박지우는 워너원 때 리드 댄서로 활동했을 만큼 춤을 굉장히 잘 추는 편입니다. 고등학교 때 학교 매점에서 있었던 매점빵 맞짱 댄스 배틀에 참여한 영상을 보면 화려한 팝핀 댄스를 보여주는데 학창 시절부터 춤 실력이 대단했던 걸로 보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비가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하는데요. 2017년 MBC 가요대전 당시 박지훈이 방탄소년단 비를 겪는 질로 계속 쳐다보는 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비는 박지훈 후배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박지훈은 인형을 좋아하는데 특히 끌어안고 자는 걸 좋아합니다. 치킨과 팝콘을 좋아하고 홈런볼과 토레타를 좋아합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겨 마신다고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색은 검은색이고 프로듀스 101 때 분홍색 연습복을 받은 이후 핑크색도 좋아하게 됩니다. 옷은 트레이닝복을 좋아하고 운동 중에서는 족구를 좋아하며 하복부를 단련하는 운동인 leg raise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박지훈은 브로콜리를 정말 싫어한다고 밝혔는데 그것 빼고는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먹는다고 합니다. 박지훈의 팬들은 서울대 어린이병원 후원회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기부를 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팬들은 사막에 나무 천 그루를 심는 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공식 팬덤명은 메이입니다. 윙깅은 윙크하는 애깅이의 줄임말로 팬들이 박지훈을 부를 때 쓰는 별명인데 윙주영, 윙옥, 외계인 등 많은 버전이 있습니다. 박지훈은 아역배우 출신으로 7살 때부터 다양한 작품에 출연해왔는데요. MBC 드라마 주몽에서 소금장수 아들 역할로 데뷔를 했고 SBS 드라마 왕관아에서는 어린 내시로 출연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내시가 되기 위해 거세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공포에 질린 표정과 거세 과정의 아픔을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미친 연기력을 보여주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SBS 심리극장 천인야화에서는 어린 시절 포동포동한 박지훈을 볼 수 있고 투니버스의 마기레쇼에서는 김유정과 김구라의 아들인 MC 그리와 같이 어린 시절 연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외에도 뮤지컬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김원준, 정준하와 함께 뮤지컬 라디오 스타에 출연했고 뮤지컬 내 마음의 풍금에도 출연했습니다. 엠넷에서 방송된 아이돌월드에서는 빅뱅을 상대로 눈물 대결을 한 적도 있고 KBS 스타 골든벨 추석 특집에서는 장영란의 가짜 조카로 출연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참고로 영어 교과서 모델과 과학 교과서 모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지훈은 2017년 4월 7일부터 약 3개월간 방영된 엠넷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 1오원 시즌2를 통해 탄생한 11인조 보이그룹 워너원의 멤버입니다. 워너원은 일정 기간만 활동한 프로젝트 그룹으로 국내 가수 최초로 고척 스카이돔에서 데뷔하였으며 2019년 고척 스카이돔 마지막 콘서트로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지우는 워너원 활동 종료 후 첫 솔로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발매 4시간 만에 홍콩, 마카오, 태국, 대만 등 해외 11개 지역에서 아이튠즈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했고 음악 프로그램에서도 1위를 하며 솔로 가수로 성공적 데뷔를 했습니다. 가수뿐만 아니라 연기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JTBC 드라마 조선응답 공작 소 꽃파당에서 조선 최초의 이미지 컨설턴트인 고영수 역을 맡아 연기했고 2020년에는 웹툰을 원작으로 한 카카오TV 오리지널 드라마 연애혁명에서 공주영 역을 맡아 안정적인 연기력을 보여줬습니다. 2021년에는 KBS 드라마 멀리서 보면 푸른 봄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